Hello K-Vibes. 시상에서, 시 네, 저는 서진이네에서 사장을 맡고 있는 이서진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요. 식당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만 혼자 그냥 계속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미입니다. 서진인에서 이사를 <laughs> 맡고 있, 습니다 김밥을 담당했고요. 김밥을 어, 잘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 내에서 주방을 맡고 있는 박서준입니다. 주방이니만큼 음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맛을 보여드려야 되는 자리에 있, 다 보니까 다른 프랜차이즈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좀 맛을 많이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참고로 조금 나름대로 주방에서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최우식, 저희는 김태형입니다. 저희는 하나 둘셋 인턴입니다. 네, 어, 저희는 인턴을 준비를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배웠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모든 요리들을 모든 다 배웠고 요리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재료 준비까지도 배웠고 네네, 그랬죠. 그리고 서빙 같은 것도 마음가짐 그랬죠.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랬죠. 제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많이 바빴다고 네네네. 네, 네. 가장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다섯 명의 케미요. 뭐 이렇게는 익숙한 멤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다 모인 적은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어, 봐왔었지만 또 새롭지 않을까? 음. 많은 분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을 많이 체험하실 수 있, 있지만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분식점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라든지 되게 soul, soul food를 좀 이렇게 보고 같이 체험하실 수 있,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영업할 때는 당연히 영업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이제 일단 서로 좀 편하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소통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색함이 일단 없으니까 보는 분들도 뭔가 어색함을 느끼는 순간이 없지 않을까 되게 물 흘러가, 흘러가듯이 잘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번 서진이네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친해지는 시간이 일단 필요 없었다. 그리고 어,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노동을 할 때는 힘들지언정 서로 잘 케어해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 새로운 환경에서 되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워낙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는 모습들이 저희가 실제로도 재미있게 장난도 서로 치고 어, 휴식 시간에 서로 어, 에너지도 같이 올리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그게 카메라 앞이라고 진짜 편한 모습으로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더라도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저보다 높으신 분들인데 정말 선 잘 지키며 <laughs> 열심히 친하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태영이는 이 역할에 완전 빠져있네. <laughs> 지금 아직도 못 봤어. 아직도 못 봤어. 그 다음 시즌부터는 제 밑에 한분 더 고용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세 가지나요? <laughs> 일단 한 가지는 저희 드림팀 재밌는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어, 굳이 막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도 저희끼리 대화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또 한 가지는 어, 멕시코라는 나라를 저희. 만의또 색깔, 저희가 본 시점에서 정말 예쁘게 잘 포장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어, 미스터리의 약간 성장 드라마 같이 <laughs>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 갈까 재밌게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